눈이 자꾸 마주치면 호감의 표시죠. 음.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을 해결해 드릴까요? 밥을 먹고 있거나 카페에 있는데 내가 남자든 상대방이 여자든 내가 여잔데 상대방이 남자든 애인이 있는 사람들끼리 왔든 없는 사람들끼리 왔든 무슨 어떤 경우가 됐든 그냥 어떠한 특정 공간에서 카페든 밥집이든 다 동일하게 특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커피를 받을 때 한번 움직이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때 움직이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엄청 많잖아요 커피 갖다 줄 때도 또 움직여야 되고 그럼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냥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지나갈 때마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아 저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 화장실 한번 갈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인식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괜찮게 생각하던지 잘생겼다고 느끼던지 아니면 진짜 못생겼네 이렇게 느끼던지 어.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걔도 나라는 사람을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마주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눈이 마주칠 수가 없어요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그 사람은 날 안 봐요 근데 내가 먼저 쳐다봤는데 걔도 날 쳐다본다 그럼 걔는 그 전부터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쳐다본 거지 물론 여기서 아예 난 처음으로 마주쳤는데 눈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끌리는 그 느낌이 딱 꽂혀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아니면 뭐카페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같은 동성 친구랑 밥을 먹고 있는데 마주쳤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평범 이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자신만 있으면 물어봤을 때 뭐 그린라이트까지 장담 못하는데 어느 정도 확률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을 한번 해봐요. 저는 옛날부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아 도대체 왜 사람들끼리 이렇게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눈이 마주칠까? 그때는 그냥 남자들 흔히 자기들이 70% 이상은 잘생겼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나도 내가 잘생겨서 쳐다보나? 아니면 나한테 뭐가 뭐가 있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laughs>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더라고 왜냐면 나도 사람이고 쟤도 사람이잖아 쟤는 뭐 인형이 아니잖아요 저 여자가 똑같은 사람이면은 저 사람 저 인간도 나와 생각이 그렇게 다르진 않겠구나 <laughs> 그래서 아 내가 저 친구가 어, 괜찮다 생각해서 봤는데 눈이 마주쳤으면 아 쟤도 그래도 나를 그렇게 못생긴 사람으로 보진 않았겠구나 그냥 그 생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친구들끼리 얘기해보니까 걔들도 다 공감을 하더라고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면 눈이 자주 맞으신다 그러면 대충 확실하게 뭐 남자친구가 있든 여자친구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무조건 될 겁니다 <laughs> 끼가 마주치는 아 끼가 많은 애들이 그렇게 아이 컨택을 한다고 그치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내가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면 보통 사람들은 눈을 피하잖아요 근데 절대 눈이 마주쳤는데도 피하지 않는 부류의 케이스가 있는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 본성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아 가지고 나사 하나 풀려 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 아니 왜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눈이 마주치는 거에 대해서 어 뭐지 약간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봐요. 진짜 저 새끼 미쳤나 싶을 정도로 계속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이때까지 사람도 어느 정도 만나봤고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가 나를 왜 쳐다보는지 알아. 근데 네가 나를 쳐다보는 이유가 내가 좋아서든 아니든 난 상관없어 왜냐면 난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니까 난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그 신경 쓰지 않고 난 너 계속 쳐다볼 거야 왜넌 이쁘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쳐다보는 거 여자도 마찬가지고 끼가 많다 이러면 끼가 다분하다 이러면 계속 쳐다봐요 그런 사람들한테 눈피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뭐 생각하는지 알아요 부끄럽나 보네 <laughs> 생각 미친 미친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피하지 말고 끝까지 막 봐 이렇게 네가 언제 응? 눈을 내리나 보자 이러면서 <laughs> 계속 보세요 그냥 그러면은 끝판난다 진짜로 저는 그래서 눈을 어떻게 마주친다 그러면은 절대 먼저 눈을 피하잖아요 기분 나쁘기 때문에 끝까지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제 눈을 피하죠 그러면은 아 속으로 아 내가 이겼다 감사 <laughs>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세요 아 맛있네 <clears throat>